이거 만들고 있어 냄새 맡아봐 먹고 싶지? 너 먹으면 안 된다 기다려라 누나 안 먹고 기다렸어 그래? 태비 그릇 기다리자 일단 기다렸어? 태비 기다려라 기다려 먹는다 <laughs> 기다려 기다려 먹는다 사진 음. 음. 먹는다? 아직 기다려 루나 온다 루나 루나야 생일 축하해 피부만 먹잖아 그치? 생선 안 먹어? 피부만 먹어? 쩝쩝 이거 먹혀줘야 돼? <laughs> 손으로 줘야 먹어? 떠먹여줘야 먹는데 맛있어? 조금 했는데 맛있어? 혀가 긴데? 자 이제 너가 먹 뭐. 배부른가? 어, 생일에 덩달아 이게 맛있어? 완전 맛있지 이거 추루에다가 비싼 고등어 볶아서 프레이가 밥안 먹고 있어 호영이가 덩달아 포식